이날 김종민은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황미나와 연락한 한지 오래됐다라며 방송 때만 보는구나라고 느꼈다. 라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그러면서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면서 결혼 기사. 대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 왔다. 다른 프로그램 제작진 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니까 저는 방송인이니까 대답을 피할 수 없었고 이런 기사에 나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당을 못한 것 같다. 얼마나 부담되겠는가? 주변 사람이 좋다 아니다 말도 많았을 거고 사실 이런 게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족들까지 있는 거니까 감당하기 힘들 일이고 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 놓았다. 앞서 방송분에서 황민아는 김종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바 있다. 황미나는 밤에 연락하고 자고 싶다가도 오빠가 바쁠. 가봐 배려했던 것 같다 라며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오빠는 모르는 것 아니냐?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해줬으면 했다라고 했다. 이에 김종민은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방송 뒤 네티즌은 김종민이 공개 열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 여자가 마음을 고백했는데 왈가왈부. 라도 해주지. 김종민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민아는 OBS를 거쳐 TV조선 기상캐스트로 근무 중이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깔끔한 진행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황미나의 SNS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된 듯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한편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연애의 맛 시즌 1위 종영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0일 번지일 방송된 TV 조선연회에 맡은 전국 유료 방송가구 기준 시청률로 261%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방송분이 기록한 5.927%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동시간대 1위를 수상하며 유종의 미를 꺾었다. 있다.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나와 공유하십시오. 나는이 삶의 모든 물결과 장애물을 밟기 위해 손을 자를 것이다. 연애의 맛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첫 화보 촬영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포즈도 함께 막 쳐보고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단 덜 어색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황민아는 종민호다. 박 회장이 남자답고 똑똑하다. 대화를 나눠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를 칭찬했다. 김종민 역시 황미나와의첫 만남을 떠올리며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다는 대답으로 황미나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 닮은 듯 다른 성격으로 찰떡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14살이라는 큰 나이 차이가 있음. 에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김종민은 내가 외모만 늙었지 정신연령은 한참 낮다. 미나가 워낙 어른스러워 나와 정신연령이 잘 맞는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백일간의 연애를 해오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애정, 을 느낀 순간을 묻자 황민아는 일기예보 방송을 할 때 종민 오빠가 모니터를 많이 해준다.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답하며 김종민의 다정한 면모를 자랑했다. 리얼한 케미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종민. 나 커플의 첫 커플 화보와 인터뷰는 S타일 매거진 2019년 1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의 매우 달달하고 과감한 종민아 제주로드 2탄이 공개된다. 제 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이 마른 바다가 지나 갔습니다. 파도가 은이 아니고 달이 잠수하지 않습니다. 조수는 영원히 간절히 원합니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추운 날씨에도 오픈카를 만끽다. 는 엉뚱함, 아름다운 귤 카페에서 인증샷을 찍고 즐기자. 는 알콩달콩함,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과거를 공유하는 애틋함을 펼쳐내며 한껏 깊이 있게 다가서는 순간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10일 오늘 방송될 연애의 마대서는 김 종민의 흑심이 폭발하고 황미나의 밤새 멸정이 가동된 채 주도에서의 첫날 밤이 펼쳐진다. 종미나 제주로든 이타는 쌈을 싸주느라 탄건멀 뭐? 지 말라고 걱정하느라 바쁜 김종민과 황미나의 흑돼지 먹방으로 시작됐던 상황. 그때 마침 종민 피셜 제주도 전문가인 절친 정준 영이 김종민의 지원 사격을 위해 소환 제주도 일출 명소를 묻는 김종민에게 서쪽으로 가요라고 찬물을 끼얹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그러나 김종민은 아랑곳 없이 황미나 자랑을 시전하는 팔불출 종민의 면모를 발산했고 이에 정준영은 계속 해서 미나 씨를 찾는 모습으로 김종민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종민아 제주로드의 밤이 되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한 김종민 황미나는 어느새 애칭을 부르며 그 땅에 달달함을 드리웠다. 더욱이 미미와 종종이 연발되는 가운데 김종민, 은 여전히 황민아의 방에서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더 이후 김종민의 아질한 샤워신과 박력 만발 스킨케어 가 이어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황미나는종륙대로 변신한 김종민의 마음도 모른 채 맥주와 함께 밤새도록 다른 것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불살랐던 상태. 스튜디오의 신지는 중독 증세라며 놀라워했고 MC 박나래는 밤새 저러고 있던 거냐고 황당함을 내비쳤다. 밤을 새버린 종미나 커플이 무사히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아름다운 제주도의 밤, 서로에 대한 애칭을 부르게 된 두 사람이 더욱 즐겁고 과감한 추억들을 쌓아 가게 된다라며 무엇보다 정준영의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든든한 지원 사격,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이 두 사람을 더욱 무르익게 만들었다. 연애의 절정을 이룰 종미나 제주로드 이탄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